Are you sure about that? 야, 꿀벌, 왜 울고 있는 거야? 넣을게. 그동안만 나때당 아아 아, 씨발 Fuck it. 야! 야, 숨쉬어, 좀. 싫었다. 맛있어, 맛있어. Gol. 빠르기만 하면 돼. 어. 어. 되겠더라